운동시계 검색하면 나오는 어플이 있다. 시간 설정, 5초 준비, 30초 운동, 30초 휴식, 9번 반복, 1세트. 9분 안에 운동이 끝난다. 힘들게 운동하지 말자. 오래 못해. 아무것도 안 하지만 않으면 된다. 한 세트 10분 정도 운동하고 본인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운동은 따로 한다. 하루 10분은 무슨 일이 있어도 이렇게 운동한다. what I need. Sipping on the potion, all that good emotion. Just my kind of heat. Keep it on repeat. Tested by the potion, loving this devotion.